여러분 앞부분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적었던 글을 참고해서 봐주세요. Yes. 보면은 기역자 있고 그 다음에 낫이 있어요 흑돼지, 흑돼지. 같이 보세요 그러면 힐링 언니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잖아 요 애들 안 가잖아 같이 봐 애들이랑 시 언니 같이 봐 애들이랑 근데 공연 보러 갈 거예요 디테일하게 내 코끼리도 움직이게 해놓고 민영 언니 왔어 이제 공연 부를 거다 언니 인사 안 해도 된다

음, 봤어요 방금? 어? 한번 더 봐요 자못 보신 분들 한 번 더 봐요 집중 집중 <laughs> 지난번에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근데 불이 너무 귀엽다 한다 한다 한다 이제 아 안하나 아 눈치 보겠다 지금 그니 그러니까 언제 나오나 나 지금 어 나왔다 마스크 쓰고 그러면 한번 찍어볼게요 몇 지나지 몰라 나 내가 볼 수가 없어 난 내가 볼 수가 없어 Tira que te digo.